Hello, one, two, three. नमस्ते 인도라이프 नमस्ते दीदी भैया 이번에 펀잡주의 lockdown이 풀려서 잠시 모니힐을 다녀왔어요. 모니힐 영상은 위에 표시된 링크를 따라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아직 차가 없어서 민구는 지인분께 맡기고 다녀왔어요. Hello, where is Mingu? Mango. Mango. Mango. Hey baby, hey baby. Oh, hey baby. <laughs> oh, hey baby. hey baby, oh baby. 음. Mm. 귀여워 uh, baby. 하자 하자. 나나 Hey baby. 저희랑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이 처음이라 오늘따라 애교를 엄청 부렸어요. 음. 이렇게 보고 싶어 하니 음. 다음에는 차를 구해서 같이 가야 되겠어요. 이제 인도는 여름 초입인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키기 시작했답니다. 민구 하이파이브 yes 민구와의 하이파이브의 비밀은 바로 만져달라는 손짓이었답니다. Bye. Take care, Minguji. Baby हो गया Oh yeah. Oh yeah. 민구. 쓰다듬음을 양껏 받은 민구는 문을 열어달라며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사고를 쳤답니다. 에 민구! 더운 여름 아제이 씨와 저는 빙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망고 빙수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준비물은 얼린 우유, 전날 냉동실에 넣어 두었어요. 망고, 완두콩 앙금, 원래는 파당금을 넣지만 오늘은 이미 있는 완두콩 앙금을 넣어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연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두지 않아서 연유는 넣지 않고 만들 거예요. 먼저 망고를 잘라주세요. 인도에서는 망고를 물에 담가두었다가 먹는데요. 그 이유는 아유로베다에서 망고는 열 성질의 과일이어서 물에 식힌 뒤 꼭지 부분에 있는 신맛 나는 즙을 빼줘야 한대요. 하지만 저는 꼭지를 자르는 것으로 대신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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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कृपया लाइक करें सब्सक्राइब करें और अलार्म घंटी को दबाएं चलो बाय